슬퍼 울지마 이미 때는 이별에 미련은 두지 Good you 미워도 미워만 이미 약속된 이별인데 아무 말 하지 말아요 맨눈 감추려 눈물을 안겨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 무시가 무시 Good evening.